하드 법칙은 네. 사건 A 또는 네. 사건 B가 네. 일어날 수 있는 네. 경우의 수를 말해요. 아,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요?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라고 했잖아요. 네. 어, 그러면은 사건 A랑 사건 B가 이제 따로따로라는 건가요? 음, 네. 아, 얘네가 이제 어, 세트가 아니고 따로따로인 거군요. 네. 만약에 음, 주사위 되는데 네. 그 눈이 네. 이 또는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같은 거. 아, 2 또는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요? 네. 아, 그러면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